봐 cellular data 그냥 지쳐버린 우리를 봐 A lot of battery for the cellular how I've been doing I've been hashtagging at Facebook until I got myself bruising 반복되는 매일이 요즘 난 네이버 속에 오픈마다 보는 네이버 메인에도 same thing 밖에 불일 없는 사람들도 어두운 서울의 밤하늘 검은 연기를 피해 모두들 숨을 죽여 비와 죄책감 따윈 없지 A lot of battery for the cellular data 그건 사람들도 같다고 봐 better than before. for the cellular data